like, 안녕하세요. 오, 이거 지금 아직도 나네요. 오,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와, 오늘의, 오늘은 또 알바를 왔습니다. 이번에 클래스처럼 알바 왔어요. 어찌? 아무튼 여기는 제너무집입니다 숙소 같은 거. 음, 일단 가볼까요? 어느 쪽이냐? 어, 제 게이트랑 저쪽인가? 예. 어? 여기 아닌데? 어? 잠시만 잘못 왔다. 저쪽이네요. 어, <laughs> 아무튼 조심히 떨어지시고요. 아, 계속했어. 자 일단은 수영장을 먼저 꾸며야 되는데 손님 오기 전에 음, 일단 보트는 따로 또 준비해 여다가 여다 보이죠? 시 이거 뭐랄까 이거 이건 뭔가 쓸데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뭘 해볼까요? 아 그거 꺼낼까? 이거요. 여건 먹어요. 어때요? 그럼 여기다 설치해줍시다. 많이 가가지고 나중에 시간 좀 지나면 괜찮으실 거예요. 무엇인가요? 아님 어, 베스트 상. 일단 살짝 나댕긴 해요 소반에. 아무튼 다해서 일단 뭐 있지고. 음. 음. 이런 것도 있네요. 어, 잠시만. 아이고? 아이고, 안 아, 됐다. 아이고, 괜찮아요. 그래서 필요 없어요. 손님 많이 오지도 않아요, 사실. 우리 뭐는 좀 내일 걸리겠지만. 아이고, 또 봐요. 아, 됐습니다. 올라갈 거예요. 님을 한번 타보실래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응? 뭐야? 아, 잘 되네요. 자, 그럼 갑니다. 아, 뭐야. 아, 삭제해야 되군. 와. 아. 꼭. 안녕하세요. 어, 지금 이런 거고요. 모르겠네요. 괜찮아. 아, 진짜. 네. 있지? 어? 뭐가 있더라? 뭐가 있을까요? 요거는 저 살짝 이거 원 원본이고요 이게. 예? 왜 찍소? 귀여우시네요. 아, 아무튼 바나나는 이렇게 배치해주고 아이고 아파. 아이고? 응? 응? 어디 계세요? 여기 뛰세요. 거기 모래사장이 아닌데요, 제가 보기엔. 야, 아, 그쪽으로 가 아. 음, 뭐, 얼추 된것 같군요. 어, 여기도, 아, 좋다. 옆에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있는데. 네, 그렇구요 嗯你等它降了 y 呃呃呃呃诶好吧嗯 어, 얼추됐네요. 아이고, 잠수해버렸다. 아, 좋다.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 이해일까? 네요 뭐 이렇게 됐고요 얘는 음. 너무 웃겨. 개군요. 개는 아이고. 음, 요런 것도 나야지 원판을 꺼내주 뭔가 아늑한데? 아. 아늑해요. 음, 어, 이런 것도 있네. 이것만 설치해보고, 다른 쪽 손님을 맞아요 요거는 어떡하지? 아, 이렇게 해볼까? 또 원판을 꺼내서. 요거는 살짝 이쪽. 이 정도면 됐지. 손은 언님 좀 불러주세요. 오, 손님이 많은데? 아, 그래, 그래. 네, 일단, 응? 안녕. 일단, 친구인 오징어를. 아, 죄송해요. 갑자기 화면이 꺼졌다 켜졌습니다. 어디 갔니? 아니, 갑자기 화면이 꺼졌다 켜지냐. 징글코요. 오징어 친구들. 오징어. 어떤 여기 있어요. 그리고 우리 문어는 어? 문어는 여기 있어 봅시다. 있고요. 이분은 어디 데려다 어디다 데려드까요 여기? 여기에 두 명, 두 명이 나와요. 있겠네. 아, 잠시만요. 또 그랬어요. 지금 그리고 마지막 문화는 아이고 예, 네, 어디가 어디가 뭘 숨겨? 이거 썼는데? 어디? 아니야? 기억해. 이거 왜 싸요? 어, 야, 어, 어,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왜 통과돼, 너? 왜 통과해, 너? 통과하는데? 막 통과해. 들어왔는데요? 오너야. 아무튼 미운 이걸 타오세요. 제 운전하게. 음. 엉 켰어. 그게 아니고요. 이제 이제 방향 좀 돌리세요. 아장마저 괜찮아요. 잠시만. 내가 말한 건 뭐냐면, 예. 돌아가야 되거든? 여기. 이렇게, 이렇게입니다. 어?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빨리 타세요. 아, 잠시만, 너무 깊다. não viu. Viu 이제 마지막에 장식할 부트리기가 있겠습니다. 얘, 야, 얘네들 안 죽는데? 왜 이렇게 강력함? 응? 응. but bubble allowance. Okay. 뭐 이상 소리 나는지 이상한 소리 나나 아이고 아 고적이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사진을 찍어봅시다. 응 여기 서 계세요. 네. 자,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냉 네, 찍었어요. 어? 잠깐만 날라갔다. <laughs> 잠만요. 다시 다시 좀 해주세요. <laughs> 하셔도 어요 네. 오. 뭐야 이건? 뭐야 이건? 좀좀 가보겠습니다. 네. 음,